안에 문냥 볼수 있거든요. 사장하고 깎으면 뜯어내니까 이걸 뜯어내야 되겠죠 안쪽에 치면 뜯어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뜯어야 되잖아 올라가야 되니까 위에서 안 올려도 상관없네 10분만 뜯어내면 되겠어요 이쪽에지 나도 있잖아요 테이프요 슬라이드 갈아야 되는데 네. 나중에 또 끼워야 되니까요 살짝 돌려야 되겠죠 안 되면 새 걸로 갈아야죠 쪼개질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좀 버려지는 거죠 잘못하면 여기 쪼개져 보여요 라떼를 밥 벌려고 많이 벌려면 끊어져 균형이 있것 같아요 이게 끊어져 버려요 물을 잘 모셔놔야 되겠죠 물을 가버리면 안돼 여기 씹혀있는 쪽만 뜯어야 되겠죠 어차피 여는 여기까지 잘라야 되니까 뜯어야 되겠죠 뜯으면 어떻게 되나 이건 손도 붙어있잖아요 이건 테이프 붙어있잖아요 저는 좀더 테이프 붙일 겁니다 이쪽은 안 뜯어도 됐는데 뜯었네 맞춰서 잘라내서 일단 뜯었으니까 뜯겠습니다 여기까지 달린다고 하이죠 여기는 안 뜯어도 됐는데 그냥 뜯었니다 똑같이 나가 여기까지 뜯어내고 이걸, 이걸 뜯어내면 되겠죠 스테이크 꽂아줘야지 이 정도까지 뜯어줘야 미라에서 이럴 때 실 색깔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실이 딱 맞는 게 없어요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해서 절개가 돼 있어요. 절개가 돼가지고 한번 구웠잖아요. 절개해가지고 위에서 내렸어요. 이 위판만, 요 뒷판 위로 올라오니까 면을 깎으면 안 되거든요. 위판만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위판을 깎으면은 밑에 치가 이렇게 올라오죠. 피적 때려서. 그래서 지금 1인치 반을 줄여야 되는 거죠. 반까지 반이면은 이 정도 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대로만 잘라내고 1cm로 가으면 돼요 봤을 때 선대로 그대로 잘라낼 건데 여기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Mm-hmm. 해가지고 파는 데 가면 재미있습니다 천원이 살았고 이렇게 해서 털을 싹 깎아내면 실제 재산이 만드잖아요 가족이 잘 붙네요 올려주세 일단 요놈을 먼저 박고요 지금 울잖아요 지금 이거 박으면서 캄프라치가 될려나 모르겠어 맞아야 되죠 표현해야 되는데 이쪽에 넣어줄까요? 여기서 넣을까요? 여기서 넣을까요? 끝에서 해버릴까요? 끝에다가 맞추네 인생에서 나을 것 같아 끝에다가 맞추네 핏자국을 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롱 줘가지고 스팀 줘버리면 큰일 납니다 핏자국이 올라와 버려요 이걸로만 주는 거예요 Thank you. 뿌려주면 음. 되겠죠. 지금 안에 테이프를 쳐서 박아서 이게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울룩불룩을 다 나와버려요. 항상 할 때는 멀어지지 않게 테이프를 쳐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면요. 이걸 다 떨어지죠. 이렇게 해도 돼요.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돼서 여기 프로트는 여기 잘라가지고 그걸 되게 테이프를 안에다 쳐줬다는 거 잘안 박혔어 그거 빼면 뭐 전체적으로 울룩불룩 하지 않고 울룩불막 되고 이게 주의할 점은 테이프를 꼭 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 늘어지면 안 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